살려는 드릴게 잘 풀려 먹어 아이고 물도 아, 안 하죠? 물도 우리 별로도 안 하죠? 아이고 우리 별로도 안 하죠? 음. 우리 아, 별로도 아. 안 하죠? 엄마가 애플망고만 예뻐하면 안 돼요 우리 별로도 안 하죠요 한타도 안 하죠 한타도 한 명씩 한 명씩 한 마리 한 마리 아이고야 안돼 안돼 음. 안따 자몽이 이렇게 딱딱하다 자몽이 먹을 수 있겠어? 어, 자. 야 아빠 아빠 돼 자몽이 안 먹으러 가네 자몽이 안 먹을 거야 따라서